제가본 유튜브 영상에서 강아지가 저게 헥헥거리는 저게 웃는 소리라는 걸 들었거든요 <laughs> 웃을 때 저렇게 헥헥 하고 웃는다고 들었는데 저거를 주인이 같이 해주면 좋다고 어디 유튜버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 하겠습니다 애들 앞에서 기분이 좋아? 일로 와봐 차라 앉아 앉아 하트 붙들려? 다쳐 <laughs> 웃는 거야? 같이 웃어주는 거야? 어 통한다 다투다투아 예뻐 <laughs> 아이 귀여워 따뜻 아이 귀여워 Ha ha ha! 해라 <laughs> 어, 여기나 만져. 어, 귀여워. 귀여워. 뽀뽀. 어, 어. 음.